전 동네 러닝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같이 뛰면서 땀도 흘리고 수다도 떠니까 급 친해졌어요. 그중 제 눈에 띄는 한 사람, 우리 모임장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괜히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말도 붙였어요. 그러다 며칠 전 모임장의 인스타를 알게 되었는데 이럴 수가. 여친과 럽스타그램 음, 중이더라고요. 음, 음. 그동안 혼자 마음을 키워온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이미 자라난 마음 어떻게 하나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모임장도 유독 저한테만 더 친절하고 러닝이 끝나고 둘이 따로 더 걸은 적도 있어요. 같은 맘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호감 정도였던 건가? 머리 아픕니다. 밑져야 본전, 확 고백이라도 해볼까요? 아님 어. 마음을 접어야 할까요?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어, 정세훈 어, 어,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자연스럽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리액션. 어. <laughs> 되게 게스트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세이에스 아, 반응은 어때요? 아, AS 완전 게스트. <laughs> 생각보다 되게 흔한 일이야. 내 거를 찾는다는 게 완벽한 컨디션인 상태로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야. 마치 아울렛에서 내 사이즈에 옷을 찾는 거가 아, 어려운 진짜, 것처럼 그치, 그 음. 아 우리 집 옆에 아울렛 있습니다 아, 진짜 맞아. 쉽지 않습니다 네. 유독 나한테 친절하다 따로 같이 걸었다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 어. 앞뒤로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고 자기 적극성이 지금 개입이 돼 있잖아 음. 따로 같이 걸을 만큼 그, 걸을 수 있게 자기가 노력을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말을 많이 거니까 그치. 나랑 더 빨리 친해지고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모임장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기는 좀 힘든 음. 것 그렇죠. 같아요 애인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행위는 99%는 거의 호의라고 생각을 해 음. 호감이 아니라 음. 그리고 1%는 그냥 개새끼지 아 그치 그렇는 진짜 호의가 아닌 거면 근데 만약에 이 모임장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럼 사실 지금 막둥이랑 모임장이랑 만약에 만난다고 쳐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음. 그렇지 어, 또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겠죠 애인이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래야 돼, 뭐 이런 법칙은 없는 것 같거든. 친절을 베풀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음,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음. 좋아해도 돼. 음. 이런 어떤 변명, 명분을 삼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연애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돼 이런 법이 있으면 <laughs>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커피 나왔습니다. 어, 그치. 감사합니다 어. 하면. 이렇게 받아, 이렇게. 혹시나 달까봐. 고맙다고 하면 안 돼. 카드도. <laughs> 어, 죄송한데 길이 어디요? 호흡을 그, 그 아. 범위 생기면 범위 어, 연애적 거리두기를 아. 어. 그러면 형 누나들은 애인 있는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나 있었어 나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어 중학교 아, 1학년 때? 아니 그때는 사실 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요 나랑 이제 무리들. 다른 반 친구들인데 엄청 괴롭힌 거야 나를 형을? 아, 그것 어, 때문에? 어. 어. 제가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지, 없으니까 예. 뭐 때! 그러면서 막 고백하고 편지 쓰고 아. 저는 사실 내가 누군가가 좀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대 그럼 바로 차단해 바로 내 마음을 차단해 너무 지금 너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유를 말해줄게 왜 왜? 이거는 학습에서 비롯된 결과인데 <laughs> 중학교 때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문자 보낼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밤에 전화와 밤 한 11시 반이면 은 사실 중학생한테 되게 늦은 시간이잖아 전화와 갑자기 어. 선배야 나 누군데 너 이나한테 왜 문자하냐? 뒤질래? <laughs> 내 여자친구한테 문자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야너 지금 좀 나와라 놀이터로 나와 놀이터, 놀이터. 그 214 놀이터로 가면 형들이 꼭 무리로 한 열댓 명이 있어 오, 그리고 맞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 남자친구 옆에 앉아있어 그리고 꼭 중앙에 있어 걔는 미쳐 이렇게 쫙 있고 나 혼자 서서 무슨 죄인 된 기분이야 막 아. 그럼 여자애가 이제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아. 야 잠깐만 어, 괜찮아? 이러면서 내 내손 어. 잡자 그럼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학습이 된 거야 아 무서워서 길 가다가 이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락을 했어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만약에 진짜 싸움 잘해. 나한테 전화와서 막 너 죽여버린다고 막 너 인터넷에 글 쓸 거라고 막 이러면은 <laughs> 요새는 인터넷에 글 쓰는 거지. 아,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무조건 차단이야 그냥. 애인이 있는데 호감이 생긴 적이 있다? 표출을 못했지. 음.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 얘가 나를 얼마나 별로로 볼까. 어. 어. 얘는 되게 사람 쉽게 보는 사람 맞아, 그리고 맞아. 연애 룰에 대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오히려 표출을 못하고 반대로 내가 누가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 호감을 표출하면 똑같 같은 거지 얘는 왜 이렇게 상도덕이 음. 그러니까 없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좀 그 근자감이 꼴배기 싫어 보이는 거 있지 음. 음. 되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판을 깨고 막 돼, 들어올 거 되고. 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던 사람도 갑자기 확 좀 별로로 보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연애하는 그 내내 불안할 거 아니야. 좀 clean한 분 같은 게 나는 럽스타그램을 오픈 계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음. 완전 럽스타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애정선이 지금 견고하고 한창 음. 때를 예, 음. 를 상징하는 거잖아, 럽스타가. 음. 막둥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모임장은 높은 확률로 그냥 친절과 호의 맞아. 뺏으려는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결정이 잃을 게 많은 결정 인 느낌? 그 사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맞아. 뭐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좀 제정신으로 음. 제정신이라고 <laughs> 제 위치로 어. 제 자리로 다시 또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모든 게 다 감정대로 흘러갈 수만 없으니까 그치 음. 확실한 거는 이런 순간에 막둥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도 내 태도나 가치관 같은 걸 결정하는 이제 작은 순간이 되는 거거든. 음. 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쵸. 어르신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나는 이 런닝 모임에 나가면 안 된다. 아 아예 어, 어, 어. 거기서부터 나가면 모임이 문제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런닝 모임 이거 하나야? 맞아 세상에 어, 널리고 널린 게 런닝 너무 많아 솔직히 뛰는데 모임이 왜 필요해 그냥 뛰면 돼그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어 그냥 그렇게 뛰야 그냥 내가 지금 뛰고 싶어 그냥 나가서 뛰면 돼 근데 막 아, 화요일 8시에 뛰어야 되니까 이날은 약속 못 이게 뭐야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다 물리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된다. 네. 아,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막둥이도 알 거고 음. 가장 속이 쓰린 사람도 막둥이지. 음. 왜냐면 아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좋아하지 좋아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음. 그 감정을 그냥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만약에 진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음. 그때 만날 수도 있는 그치. 거니까 널 사랑하면 안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약간 PPL 아니야 이거? 500원씩 약간... 약간... 야 요즘 PPL 잘해야 돼야 이제 앞 광고야 뒷 광고야 뒷 노래예요 네. 이제 뒤에 노래 나옵니다 큐! 널 사랑하면 안돼 널 사랑하면 안돼 넌널 완벽하니까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돼 yeah. 널 사랑하면 안돼 yeah.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 미쳤나봐 하루 종일 네 생각해 그러면서 또 말해 나는 안 돼 혹시 아는 맘에 눈을 뜨고 폰을 잡고 쓰고 읽고 지워 다음에 그래 다음 혹시 몰라 다음는 너가 물어볼 수 있어 뭔가를 그럼 그땐 아무렇지 않게 그럴싸한 말로 널 잡아야지 너는 파블로 너의 문자 소리에 반응해 나의 24시에 넌 가득해 난 이미 답을 아는데 너가 완벽해서인지 우리가 인연인 건지 너가 나의 짝이 확실한 것 같아 사실 문젠 문젠 다 네가 지짝이래 넌너 완벽하니까 내가 너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돼 널 사랑하면 안돼 yeah.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yeah. 난참 부족해 모든 게 너에 피해 문젠 누굴 만나도 네 생각만 해 심각하게 소개를 받아도 너와 비교를 불가능할 것 같다가도 난 미묘하게 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게 너란 너항 속의 정세운 널 사랑하면 안돼 yeah. 사랑하면 안돼 yeah. 넌너 완벽하니까 내가 너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돼 yeah. 사랑하면 안돼 yeah. 넌너 완벽하니까 내가 너 부족하니까 yeah. 기타 좀 후려주세요 Yeah, get it.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쳐 먼저 보세요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